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그 영국식 티와 디저트를 파는 곳으로 가볼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Afternoon Tea 시작합니다 지금 디저트랑 티를 시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콘이고요 나는 파운드 케이크, 샌드위치, 타도 마카롱, 티라미수, 쿠키슈 요거트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요거트랑 쿠키슈는 차가우니까 먼저 드셔보시고 밑에서부터 위로 드시면 되세요. 네. 요거트랑 쿠키슈? 아 요거? <coughs> 지금 음식이 나왔는데 와 대박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포도, 마카롱, 티라미수, 이거는 슈이거는 요거트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그리고 여러가지 빵들 스콘? 이건 스콘이래요 이거는 어, 맛있는 빵 자, 그리고 이렇게 차도 나왔는데 이 차는 이름이 뭐죠? 우롱, 우롱차입니다 우롱 밀크티예요 우롱 밀크티인데 우롱 밀크티예요 이거 한번 제가 따라서 마셔볼게요 오 이게 밀크티라 그런지 우유 색깔이 좀 섞여있네 자이 정도만 하고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적당히 뜨거워서 맛있어요 오. 그 우유의 고소함? 아, nice. 이건 이제 블루베리 요거트예요 섞어서 먹어야 되겠지? 아예 섞지 않고 살짝만 맛볼게요 맛있다 먹어봐 오 근데 이거 이거는 쉬운데 슈가 일반 빵집에서 파는 것보다 엄청 단단하게 방금 만들었나?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안에 있는 크림이 쫀득쫀득해 음와 진짜 맛있다 벌써 컵 어? 자 이제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크로아상에 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보이시죠? 엄청난 토핑 음 음. 빵이랑 뭐 재료들 이것저것 다 좋은 거 쓰나봐 진짜 맛있어 다 맛있어 자 이번에는 스콘을 먹어볼 거예요 스콘 스콘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 여기 와서 저도 처음 봤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스콘 이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반을 쪼개서 안에다가 크림과 잼을 같이 발라 먹는다고 해요 저도 그러면 발라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반으로 쪼갠 다음에 크림을 먼저 내가 반 쓸게 발라줍니다 좀더 해야겠다 자 이렇게 바르고 아 이제 잼잼 너무 맛있네 뭐야 이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데요 안 덥고 먹어볼게요 음. 음. 우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야 뭔가 여기 겉에 부분은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음, 크림 아, 버터와 잼의 조합 <clears throat> 그리고 약간의 밀가루의 그 고소한 맛 환상적이네요 음. 컷. 이번에는 이 빵을 먹어볼 건데 이 빵 안에 네, 초코도 들어있고 음 부드러워요 한입 먹고 음 자그 다음으로 먹을 빵은 뭔가 어 이건 냄새가 좋다 음 약간 향이 좀 진해요 음. 향초 향이 나는데 아닌가? 무슨 허브 향이 난다 허브 향이 허브가 허브 가루가 들어간다 자, 이번에 먹어볼 거는 마카롱 내가 무슨 색깔 먹을까 하나만 먹을게 음 우와 나 마카롱 처음 먹어봐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 맛있다 색깔이 다른데 맛은 다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이 비슷해요 어, 근데 맛있다 나 막걸리 처음 먹어봤는데 이런 맛이었네 오, 쫀득쫀득해 난 과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쫀득쫀득하면서 뭔가 입에 쫙쫙 달라붙으면서 솜사탕을 응축시켜 놓은 그런 맛? 밑에서 컷 다음 아, 마지막은 티라미수 왜 왜, 왜. 맛있겠다 음 부드러운 크림에 음 맛있네요 여기 초코칩도 있어요 초코칩 초코칩으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어우 달아 너무 달아 음 맛있다 근데 그냥 초코가 아니네요 자 마지막 입가심으로 포도를 마지막으로 먹어야 돼요 먹, 먹는 거예요 뭐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를 먹고 어우 새우 어우 새우라 자 여기까지 영국식 디저트 카페 애프터눈 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먹어보니까 소감 소감은 어땠냐면 <clears throat> 맛있었어요 일단 제일 맛있던 게슈 처음에 먹은 슈랑 샌드위치 슈는 거의 역대급이었고 샌드위치도 진짜 너무 다 신선하게 맛있었고 그 다음에 맛있었던 게 스콘 스콘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롱 마카롱의 이제 새로운 맛을 찾았습니다 마카롱은 역시 잘하는 집에서 먹으면 이제 엄청나게 맛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롱 밀크티 맛있습니다 강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영국식 어, 디저트와 티를 먹어봤는데 못 먹어본 디저트가 많고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네요 어, 밖에도 날씨도 따, 어, 쌀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안에서 이런 데 오셔가지고 따뜻한 티와 맛있는 디저트 먹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여기까지 한천이었습니다 아 추워